어, 나 시키 먹을래. 맞지? 아니 여기 회사 회사 근처에 여기 고기국수집이 있어. 그래서 가끔 먹거든. 아 달라. 비교도 안 돼? 어. 对。 이걸로 두개 살까? 그래 5번 어? 나왔네 소리 없이 나오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뭐야? 저기서 나 찍었어 선스크린 이건 데워 먹지 말고 그냥 업데이트가 뭔가요? 그렇구나 아이폰 없으세요 그렇 <laughs> 먹어야 돼? 맛있어 세번탈수 있다고? 봐봐 지금 안 돌아가잖아 안 돌아갈 때 찍으라고 네. 이 화면을 보고 그냥 찍는데 응. 그러고다 찍으면 다시 돌려? 네 돌려 네, 네. 그럼 아까 이거는 뭐야? 이거는 아, 필름 마지막으로 아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겠고? 음. 이렇게 이렇게만? 내가 하나 찍어줄게 어 그러고 있어 너무 가벼워 이거 넣는데도 장난감 같아 안녕 핸드 네 여기서 찍어줄게 그래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? 전체 배경으로 귀엽지?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? 어, 이거 귀엽다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? 너무 재주스럽잖아. 징그러워. <laughs> 징그럽다고? 한라봉. 진짜 좋아하겠다 이런 거 하루방이 귀엽지? 이 집 이것 때문에 사고 싶어 얘 때문에 약간 꽂혔어 지금 도라르방에 어머 <laughs> 귀여워 얘 훨씬 낫다 이 훨씬 나? 얘가 너무 귀엽지 않아? 감귤 먹고 있는 거? 얘는 그냥 동백이고 음. 나 수세미 살래 어? 여기 좋지 베리베리 끓임 하나랑 네. 누텔라 하나, 네. 파야 하나. 네, 하요 우유 누텔라 파야요. 1,500원입니다. 많은 사 새우 오메이 떡도 사왔습니다. 비주얼이 되게 맛없겠는데 비주얼이 너무 달라진 거 아닙니까? 새우 이거 한번 먹어볼까? 아 그때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괜찮네? 안 비리네? 음. 근데 이 소유 어떻게 빼서 먹냐? 음 존맛탱 맛있는데? 나, 음. 어, 나 그때 먹을 때 별로였던 것 같은데? 그때가 별로였나? 맛있네?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데 음. 음, 근데 쭉 빠져야 되는데 원래 좀 강약 조절하면서 쏙 빼야 돼 맛있지? 응 음, 맛있네 음, 단무지 따뜻해 먹으면 맛있겠다. 응, 음, 맛있을 것 같아. 응. 음. 괜찮아. 그 약간 담백한 맛. Knotted. 당일 내 드시는 걸 권장한대. 짜잔. 내일 또 가야 되겠는데? 음. 음. 이거 음, 진짜 맛있다. 뭐냐? 빵도 맛있네.